Ano? Mm. 하나 아, 써야 돼 쓴다 날 네, 써야 된다 쓸 거다 조금만 <laughs> 쳐다봐 아, 부담스러워 못하겠어 아니 눈알만 구르려 눈알 굴러가는 거봐 kuah rasa terus dia kakak kuah eh kakak kuah eh kuah budak kakak kuah kakak kuah no kakak kuah eh kakak kuah kakak kuah kakak kuah いや生きるんで生きる生きるんで 힘들었어요. 아, 운동해야 돼. 아. 얘한테는 이거 오래 못 쓰겠다. 왜? 다못 쓰러가지고 친구들. 오, 야야야. 근데 이제 무게 익숙해졌어. 하이 뭐해? 오빠 하이 뭐하는 거야? 브랜디도 할래? 브랜디도 갖고 올래? 브랜디도 갖고 와서 할래? 신발 벗고 있어. <laughs> 저 아령만 쳐다보고 있어. Thank you.